친해질 수 있는 방법 간식을 준다 밥을 준다 먹으면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구만 괜찮아 괜찮아 What the fuck was that?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。 <laughs> 始まる始まる始まる motherfucker, motherfucker, motherfucker, motherfucker. Motherfucker. 해라 음. 아 이건 못 참지 크크루 빙뽕 교육시키지 전바가 그래 잘 가 <laughs> 냄새만 맡고 가는군 Hello motherfucker <laughs>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. 음. 음. I get you a glass? The duck said, I'll pass. oh, <laughs> 내 엉덩이 부비부비. 우와! 아야 먹는 거 아니야 임마 <laughs> Thank you. 别走。